Hola pedacitos de kimchi, yo soy Diana y yo soy Gisela y nosotros somos Double Trouble en Corea. Y el día de hoy estamos con un invitado, él es Cristian de Coreano Vlogs. Estamos con Cristian porque vamos a hacer unas entrevistas a los coreanos. Vamos a preguntarles varias cosas que ustedes han querido saber siempre y pues nada, vamos a empezar. ¿Cuál es su tipo de hombre ideal? 저는 좀 눈이 떼지고 맞아 아, 키가 컸으면 좋겠어 어, 아, 요즘은 비싸게 지내니까 좀 네, 쌍꺼풀 없고 그냥 아까 이 친구처럼 귀여운 아 뭐 그냥 제가 원하는 이상형 저는 좀 이제 키큰 여자 만나고 싶고 나에 쇼컷 보이시한 그런 분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꼭잘했는데 이상이다 없으신 척 어, 착하고 귀엽고 이상형 여자 이상형 저는 이제 어, 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자 아. 성격적으로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자 얼굴도 이쁘고 네, 이런 제 여자 여자 이상 우선 하얗고 네. 귀엽고 좀 착한 여자. 하자마자 자취만. 키 크는 거 저의 이상형? 저는 귀여운 듯. 네, 귀엽고 키 약간 키 작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사람. 아, Bueno, pues este kimchi eso fue todo por el día de hoy. Esperemos que les hayan gustado las respuestas de los coreanos. a q u í es, ahora ya se resolvieron muchas de sus dudas. Muchas gracias a Cristian por ayudarnos. Y b que es todo.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l video. Denle like. No se olviden de suscribirse si todavía no lo hacen. Y no se olviden que